만드는 구조니다 자, 지금으로부터 51년 전 2010년 3월 31일 김포공항에 있는 미군 부대 이거 재밌지 않아? 그치?

음. 몇 단계야? 음. 단계 있던데? 기본 기본이 몇 단계인데? 1 1? 음. 와 한 가래 또. 야 진짜 크네. 음, 완전 쫄깃해. 음, 음. 진짜 갈라떼국이네. 진짜 맛있다. 그지? 응. 음. 난 찍어 먹어볼게. 아침에 들어왔어? 이것도 많고 코로 먹어야겠는데? 거 아니야? 징어튀김 <laughs> 음 맛있는데 어떻게 먹는 거야? 찍어서 먹고 뭐. 맛있어? 응. 음. 야호. 나도 먹고 싶어 빨리. 소세지 하나뿐인 거 아니지? 아니 이게 이 그이그 그 커플 세트가 있고 패밀리 세트가 있는데 커플 세트는 뭐 이런 게 다 하나씩 음 이거네 이건 두 개씩 음 다시 어 맛있어 뭘 먹어볼까? 굴이야 홍합이야? 홍합인가? 음 홍합조차 맛있는데? 양념이 맛있어서 그런가? 감자. 음. 맛있어, 맛있어. 그니까. 오징어. 음. 맛있다. 이렇게 맛있어 이거? 음. 음. 진짜 개 맛있는 거 아니야? 진짜 진짜 커. 음. 와. 일반 새우가 있고. 헉? 어? 음, 진짜 크다. 이거 먹어보세요.

분노 노때 비비디